자 녹화 시작합니다 경쟁전 실전에 제가 보여드리 했죠 제가 하는 방, 장면을 보여드리 했는데 약속 지키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래픽이 네 지금 비하 어뭐 일단 제 정보는 64 점수 밤에 있는 곳이고요 경쟁 1시즌에 지금 처치 12 72가 최고기로 64점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고있습니다 이제 실전 CPU가 바꿨기,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녹화도 좋거든요 성능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로 일단 XSplit과 함께 옛노에서 녹화는 한중이고요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배울 점 뭔가 보시고 배울 점 있는 것 같으시면은 배워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음 일단 리퍼 나오면 리퍼로 하고요 안 하고요 오 리퍼 나오면 맥클리로 가겠습니다 힐러를 안 해주네요 일단 힐러를 안 해주니까 힐러랑 가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가죠 근데 솔직히 딜러 못 믿기 때문에 제가 메르시 안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요시우러 네. 가야 돼요 여기 아누비스 루시우 좋고요 상당히 네, 루시우는 상대 겐지나 그런 암살들한테 안 죽기만 하면 돼요 절대 죽으면 안되고요 죽으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좋았습니다 일단 종합, 종합게임이거든요 요 제가 종합게임 방송인데 <laughs> 일단 하다가 일단 하다가 하하 <laughs> 예 지금 시청하세요 일단 아이템 바꿔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TV가 좋거든요 상당히 지금 저, 저 이거 아프리카 방송 안하고 있을 때도 막 했습니다 계속 항상 알아있네 리퍼 저럴 때 빼주는 게 좋습니다. 빼주는 게 좋아요, 부서할 때. 빼라, 빼라. 들고 계속 헤드라인만 헤드라인만 형들 바질 하지 말고 헤드라인 하세요 그래야 제재미잘 올라가니까 팅팅팅팅 소리가 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와씨 이건 밀리는데 벽 타는 법 뭐, 유튜브 나와있는데? <laughs> WA space space WA space space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b 이런 식으로 WA space space space 계속 이렇게 한번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붙어야 돼요 지금 우와 디비요아디도 돼요. WD, WD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근데 대항상 이쪽일 때는 WA. 왼쪽 겐지 이런 거 자세히 보셔야죠. 녹화하면서 해도 lag이 하나도 안 걸려. 개이득이다, 지금. 정말 좋다. 아이스 네. 오른쪽에 있죠, 애들. 자, 겐지군 같은 거올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리고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건 팀원들이 솔직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거는 뭘 떠나서 팀원들이 졸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왔죠 이럴 때 빨리 팀원들 불러내리고요 스피드업으로 계속 해서 나오라고 그렇죠 그 다음 힐업 루시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불피면은 그냥 올려주면 되고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 정말 심플해 이런거야 이렇게 하는거라고 헤드라인 계속 돌려주고 빼줘야 되지 빼주게 해주고 해주고 저런거 그러니까 저런거 왜 스피드업에서 내가 가까이 가주냐면은 죽으니까 저렇게 죽으니까 저건 지금 파라가 무리한 겁니다 리퍼가 무리한 겁니다 저런 거 버려줘야 돼요 파라네요 스피드가 준비됐죠? 소주를 겠습니다 빼줘 빼줘 빼줘 에이 여기 모이자 뭐 나한테 뭉쳐 해줘야 되는데 리퍼 말고 저솔죠 정말 잘하는 거솔죠 나이스 제나토 나부터 돌리죠 아, 이건 좀 아니야. 하... 너무 무리를 해서 그래요. 준비하십시오. 돌아보는 날겐지알고요 힐러 안 가요. 예. 딜러선에 문제가 심합니다. 제 예상이 제어볼 때는. 예, healer 없이 합시다. healer 만약에 알아 하면은 저도 healer 안 합니다. 빡시게 갑시다. 어쨌든 난 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딜러선을 믿으면 안 돼요. 이거 한 번, 저는 스케일이 딱한번 보다가 딜러스를 한번 보다 아 이건 좀 아닌가 싶으면 다음 턴에 무조건 healer 안 해요 예. 자꾸 안 빼니까 자꾸 자꾸 말리죠 두슈 자 공성 캐릭 해줄까? 자리하려 해줄게요 자리 왜냐는 죽어 많은 전우를 삼킬 때 우리 강합 공격 시작까지 훈련 때처럼 하면 됩니다 머리 게임이요? 이거? 실행 이거 DLC니까 DLC가 얼마였더라? 일반 구매가 2만 얼마일걸요? 아 일반 구매 4만원인가? 이게? 녹화하는데도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CPU 진짜 설경이 감사합니다 진짜로 와 아,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너무 잘 돼요 게임 CPU가 정말 사기래요 사기 이거 마, 맞아줍니다 그냥 방금 있을 때어 뒤에 있다 뒤에 뒤에 라인 있죠 저럴 때 쏘지 마세요 쏘지 않습니다 방벽 있을 때는 아 미친 얘 뚫릴 텐데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불차지 리퍼가 없으니까 되게 힘들어 파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밀어줬네 스킬 좋은 것만 있으신데 절, 아니요 저는 level up 해가지고 얻었죠 저거 지금 이별에다가 72, 70, 그니까 220, 270이에요 레벨 전리품은 안 질렀어요 파아 구원 파라 붙었네 이 정면 들이 막아줍니다 에너지 차죠 구조화 참고로 방배 실지 없어진대요 역시 아 스틱 러시아 정면 걸어주고 에너지 차죠 스틱 먹어주고 어? 아 쟤네들 구조가 너무 세졌네요 내 게임 이겼죠? 이렇게 합니다 자리아가 정말 좋아요 자시면은 점수 2대2 공수 변경 수비를 준비하시 일단은 자리아를 계속 해주고 음, 제가 힐러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금 말고 디바 할게요 2, 3태간다고3태 하면 상대 공 빨리 차는데 Ali por aquí. 예, 그 설정 개인적으로 따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설정에서 조작법 가신 다음에 그 오른쪽 상단에 있죠, 이거. 영웅 골라서 이제 마우스하고 뭐 게임페이드 조준수와 에임 바꾸면은 각자 각자 이제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에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파괴해줘야지 뭐. 이번에. 상대 팔아있네요 솔저가 잡아서 해야 되죠 나이스 다 찾았다 다 죽었죠 한 명 빼고 벌자 한명 팔아줘 겐지인가 아 쉬프트 눌렀는데 분명히 쉬프트 눌렀는데 왜 안되지? 정표 nice 그, 애매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먹인 것 같은데 여기 막아야 되는데 여기 막고 나서 다음 판에 A, B 다 뚫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자 힘내서 해, 피 해봅시다 이겼네 안 죽습니다 이제부터 내 파티가 시작되죠 쟤네 빨리 들어도 지금 1분 30초 남아가지고 돌진하는 거예요 4초 4분 4초 4초 4초 남기고 들어올 겁니다 얘네 엔지가 버려줬네 아나 씨 이, 쪽 남은 초야 이제 쟤네 빨리 올 겁니다 내가 먹어주고요 지렸죠 여기 있죠 트레이서 nice. 방금 10지렸죠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미치겠네 겁나게 찾아하네 위에 잘하는거죠 왠지 잘하고 있는겁니다 와씨 겐지하고 맥크리가 나한테만 free딜 넣네 뒤에서 와 아, 근데 우리 잘해줘 nice 점수 2대3 난 탓을 안하면은 게임은 이기게 돼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격 리퍼 좋네요 아 요즘 리버가 잘돼 <laughs> 일단 사기를 올려줘야 되면 그치 사기를 올려주면 딱 하게 돼있어 아 힐러 잘 안되구나 진짜 화링님 같은 처음 봄 개쩔었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두 개 다방 서고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복귀했고 두 개 다 방송하기로 했어요 아직 뭐 일반 BJ라서 막 그렇게 재정은 없거든요 나 지금 못하고 있어 궁만 잘써가지고 <laughs> 다행히도 9점 피인데 초반에 제가 근데 힐러를 했으니까 지금 똥매달일 수밖에 없죠 초반에 첫, 번, 첫 번째 판은 힐러를 했고 됩니다 healer heal 먹여주 먹여주면 되는데? 아. 야 잘한다 게임 끝나 게임 끝나도 이제 B까지 밀면 빨리빨리 바로 가는게 좋습니다 이럴 때바로 바로 가는게 좋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나이스 와 잘한다 겐지 날라뛰죠 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뭐지? 나 왜 하이라이트 안 뜨지? 잘했는데 시간 다 됐어 <laughs> 일단은 초, 첫 번째 이제 루시오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카드 안 올라왔어. 사고랍니다. 바로 이걸세. 자 여러분들 어 일단 이번 두 번째 경쟁전이었습니다. 일단 점수가 이제 얼마나 올라갔냐면은 점수가 현재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65로 오른 것 같네요 와 스트레스 못 올라왔어 와 더럽다 65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도.